안녕하세요 고비가의 토끼입니다 안녕하세요 여행 크리에이터 유입니다 네 아, 이렇게 앉아서 하는 것도 오랜만이네요 그러게요 강화도를 갔다 왔어 강화도 강화도 저는 처음 갔다 봤는데요 아 진짜? 네 아쉽게도 유유는 첫날에는 못 갔어요 네, 네. 근데 어차피 유유도 많이 강화도 갔다 왔잖아요 저는 둘레길 거, 거기도 가서 걸어요? 네. 근데 왜 이래 몸은 자 먹는 걸 좋아해서 맞췄어 굉장히 저는 강화도 좋았어요 아시죠? 저 좋다고 말하는 거 근데 도피 d 가 좋다는 데는 네 진짜 좋은데 진짜 좋은데 <laughs> 처음에 어디 갔냐면은 그 고려 공진을 갔는데 그 여기는 또해설가님 붙었어요 해설가님의 설명에 따르면 외교장관은 이미 다 탔고 음. 그래서 복원 중이고 고려공지는 그래서 사실 없고 조선시대에 그 강화도를 지키는 대장이 오면은 쉬는 그런 건물은 남아있더라고요 여기는 뭐 그냥 소스 근데 해설사님이 말해주시는 게 여기가 봄이 되면 진달래가 장난이 아니고 가을이면 해바라기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네. 되게 유명해 해바라기가 엄청나게 핀다고 해요 빨리 강화도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읍에서 가장 좋았던 포인트는 저는 여기 성당 성당 여기는 전국에서 보기 힘든 성당 맞아요 정말 깜짝 놀란 게 메인 읍 센터에 네. 한옥이 하나 있어요 전 그래서 당연히 뭐 조선시대 건물이겠구나 하고 딱 올라갔어요 음. 근데 안에 성당인 거야 맞아 어 그게 약간 충격이었어 약간 서양식의 조명과 나무 집인데 그 안에 되게 홀리하게 성당처럼 돼 있는데 되게 진짜 좋았어요 그게 되게 몽환적으로 있어요 네, 맞아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아직도 여기서 미사를 한다고 전 들었거든요 네, 아직까지 예배를 드리는 곳 그리고 이거 보고 나서 철종이 누웠던데 아, 너 강화도 가고 맞아? 둘레길을 걸다 철종이 유년기 때 살았던 집을 갔었어요 네. 여기는 뭐 근데 정말 그냥 서촌 부촌? 네, 한옥 그냥 네, 맞아 한옥 하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어디 갔느냐면 네. 강화도 콘텐츠 체험관? 이런 게 있어요 네? 나 그런 거 처음 이거 이제 강화군청에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어떤 그, 걸 체험할 수 있어요? 가기 전에 또 여기서 오묘한 걸 느낀 게 뭐냐면 고려 공지가 있죠 조선시대 건물인데 성당이 있죠 그치. 여기 가는 길인데 길이 또 70년대, 80년대 완전 그 느낌 옛날 거예요. 그, 어. 여기 가면 7, 80년대 조선, 고려 뭐 느낌을 다 느낄 수. 있다 그래서 더 약간 오묘한 거야. 이 작은 데 이다 있으니까 느낌이 묘했어요. 그리고 나서 그 콘텐츠 체험관을 갔는데 네. 여기 가면 꿀팁 뭐냐면. 네. 우리 왜 VR 체험 하잖아요 음, 많이 하죠 이거를 공짜로 여기서 할 수 있어요 기계가 한 세 대 정도 있어요 네. 그럼 개인이 가도 할 수 있는 거예요? 할 수 있고 한두 명 정도 오시면 금방금방 할 수 있고 오. VR 체험하는데 공짜입니다 공짜 좋다 네. 그 안에 또 특이한 게 뭐 있냐면 거기는 고려 옷을 입고 돌아다수 있어요 아 진짜? <laughs> 네. 빌려줘요? 네 인스타그램이나 SNS에서 각종 인싸 되고 싶으신 분들은 오히려 고려 옷을 입고 돌아다니시면 어, 좀 특이하겠다 네. 그리고 나서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갑니다 네. 저 꽃게탕 그래도 많이 먹어봤거든요 음. 맛있는 데서 먹어 서해안 진짜 맛있죠 어? 아, 탑, 탑 원이죠? 네, 네, 원래 꽃게탕을 먹을 때 음. 뒤에 약간 씁쓸하고 텁텁한 맛이 있어요 그그 그 내장 맛이 네. 이게 아예 없어 어? 엄청 깔끔하고 국물이 엄청 맛있어요 그게 가능한가? 고추장이랑 된장을 동시에 풀겠죠 근데 여기는 동시에 풀었는데 어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굉장히 이 씁쓸한 맛이 없어 깔끔했어요 그러니까 이, 이렇게 맛있는 꽃게탕 처음 먹은 거야 그래서 먹어보는 사람들이 다 와 뭐야 왜 이렇게 맛있어? 다 이러는 거야 근데 여기 또 포인트가 양념게장이 있어요 양념게장이 있고 그거는 지금 아까 말한 건 탕. 네, 꽃게탕. 양념게장도 있는데 양념게장이 슴슴해요. 그래서 오히려 비린 맛은 없고요. 또 그 양념게장도 싸요. 2만 원인가 그래요. 근데 꽃게탕이 개 비싸요. 9만 원에 대짜가. 대짜 9만 원. 근데 진짜 맛있습니다. 아 근데 원래 탕이 9만 원잘안 하는데. 아 근데 진짜 맛있어요.